맛있지? 맛있어? 해야 좀 음, 멀리도 여행 가고 그러지 지금 너무 어려서 제주도밖에 못가 빨리 좀 빨리 줘 조용히 하고 빨리 줘 이렇게 치면 달라는 거야 좋아요 이쯤 되면 좀 되는데 아, 돼 짜니 내 엄마 다 먹었는데? 오. 음.